방귀 우리 방귀 그래 입에 다 묻었어 설마 저기 벽에 튄게 그거야? 달라는 거야? 밥 먹었잖아 밥 먹었잖아 나와 거기 아빠 자리야 거기 아빠 자리야 보러오늘 무슨 날이야? 몇 절까지야? 1절까지합니다 끝나지 않는 어, 우리 집에 가져갈 거야? 버릇 버릇 버릇? 찾아 뭐 찾아? 뿌리가뭐 찾아? 산책 갈까? 或者。 장갑 가져와 장갑 가져와 보르 장갑 가져와 그래 이거 아빠 줘 장갑 줘 버리지 마 아빠 거야 왜 풀 뜯어먹어 풀 먹지마 안 죽고 지롱 음. <laughs> 버릇 これ 아빠 장갑 줘 아빠 장갑 줘 보르 앉아 아이고 예뻐 똑같이 불러봐 보야보르 앉아 아 착해 잘했어 보를 기다려 기다려 보르 보르 보러 일로와 보러 일로와 보러 일로와 보루 보루야 보루야 보루 그루 보르 보르 우리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집으로 가자 집에 가자 올라갔어? 그래, 물 먹어. 그래? 그래? 그래? 얼마 안 될걸 가져와 그냥 가져와 별이 가져와 별이? 별밥 먹을까? 밥 먹을까? 밥 먹을까? 먹어 집에 가서 먹어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먹어 옳지 보르 엄마 어디있어 엄마? 엄마 엄마 어디있어 엄마 엄마 어디있어 엄마 엄마 어디있어 보르 엄마 어디있어요 응? 엄마 어디있어 엄마 어,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는데? 버려 엄마 어디 있어? 양 사장 가만 있어.